나름 뭐 잘 알았어요. 네. 어떤 생각인지도 알았겠. 자 여기는 신기 있는 것 같아서 무서운 사람. 나는 그 눈빛이 눈빛 때문에 무서운, 무서운 사람. 사람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기꾼 사기꾼 같아서 무서운 사람. 나중에 보복하는 거죠. 네. 저희 그냥 그 밴드 이름 그냥 스케어리. 아, 아, 아 네. <laughs> 우리 반대로 좀나 아.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보복하는 거 싸늘하다 어? 아 보복이라니 원래 준비되어 있는 질문일 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뭐 어떨까 그래 어. 이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음. 여기서는 어. 이제 우리 무서운 사람으로 낙인 찍혔으니까 그러니까. <laughs> 이제 우리도 한 번씩 이제 말을 원래 그래서 어. 어. 자 그래서 우리 우리 그, 먼저 이야기해 우리나라 속담 중에 우리나라 말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음. 근데 네, 뭐 본인이 저질러 놓은 게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겠지 뭐 상관없을 거야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저는 첫인상은 사실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니아 씨를 찾았죠 찾았고 뭐 그게 쉽진 않았어요 막 빨리 이렇게 뭔가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조금 처음에 되게 다가가기 어려웠거든요 사실 저도 막 어디 가서 먼저 말을 붙인 성격도 아니고 진짜 그냥 그 밴드를 위해서 뭐 내가 어떻게든 뭐라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런 거라도 내가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어 메시지를 보냈던 건데 첫인상은 사실 딱 봤는데 아이돌? 이거 될까? 어, 엄청 자뻑이거나 성실하거나 둘중 하나 하겠다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노래하는 영상을 제가 음. 처음으로 이제 보고 얘기도 안 했었거든요 딱 느꼈던 게 아 이 사람은 성실파구나 그래서 같이 하면 참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원래는 이쪽 장르를 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나도 이렇게 적응을 했는데 이 사람도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? 우리가 어, 사기꾼이 아닌 이상. 와우. <laughs> 네. 그래서 어, 연락을 하게 됐는데 막상 처음 만나서 딱 얘기를 해보니까 사람이 좀 되게 꾸밈도 없고 그냥 음. 수수하고 근데 음, 음. 네, 고집이 좀 있어 보이긴 했는데 뭐 사람이 고집이 없을 수 없잖아요. 어, 그래서 아참 괜찮겠다라고 해서 이제 멤버들한테 이제 이런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리를 주선을 해서 이제 미팅을 하게 됐죠. 그래서 되게 좋았고 음, 고집이 세 보였다. 아니 좋았어요. 네. 아, 응. 음. 죄송합니다. 네. <laughs> 이상 이상하게 어, 약간 삐뚤어져 있는 느낌이 있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았고요. 그러니까 고기가 좋았어요. 고기. 그날 저잘안 보였어 솔직히. 아, 아. 고기 밖에 기억이 안 나지. 잘안 보였고 그 사람의 진면목이 음.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할 때 제가 전화를 해서 보컬 녹음해달라고 했더니 진짜 하루 만에 와우. 코러스까지 다쌓아 주더라고요. 그하모까지 그래갖고 아. 그러면 수현 목적이 있어서 100% 아. 만족이네. <laughs> 아니 맞아. 아니 왜냐면 수현이는 되게 속전속결을 되게 좋아하고 음, 음. 질질 끄는 거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라 음, 하루 만에 했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는 본인이 네. 이미 뭐한만 프로 정도 이제 만족한 아, 거지. 그래갖고 솔직히 저는 저, 저- 그러니까 저도 되게 좋았어요. 울은 거 아니지 감동해서? 좀 눈물이 일적으로도 매우 조, 좋은 사이고 좋았고 사진상도 좋고요 뭐지 그안 좋을 만한 일이 없잖아 딱히 뭐 맞아. 뭐 그러니까 음. 뭐 좋을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는 아직 아직까지는 <laughs> 아 일단 어. 수현이 얘기를 함축적으로 얘기하자면 아 얘는 어. 쓸모가 있는 사람 <laughs> 이거야 <laughs> 어, 그래서 써먹겠다 뭐 자기 살이 사욕을 위해 이제 수임이 많은 친구구나라는 걸 본인이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거지. 살이 사욕. 그러면 일단 좋은 사람. 아니 쓰임이 <laughs> 많다라고 하면 뭔가 되게 물건 지급하는 거잖아요 제가 장난감이었네. 어, 어. 로빈님도 한번 말씀 해주시죠 한번. 나 같은 경우는 되게 유튜브 영상 올라온 것도 있고 음원 파일도 있고 그걸 좀 듣고 나서 되게 너무 설렜어요. 어쩌면 처음부터 널 몰랐던 게 더 좋았을까 맞아 그와 드디어 드디어 조금 그러니까 이전의 느낌은 그래도 나름 뭐 캐릭터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뭐 어찌 됐던 간에 좀 긴 생활을 같이 붙어서 그 전 보컬과는 같이 했었잖아요 근데 드디어 새로운 보컬과 한번 해본다 너무 설렌다 재밌겠다 했는데 또 재능도 많아 아마 코러스도 되게 잘 썼고 하루 만에 그죠 <laughs> 빠르게 어. 어. 빠르게 해서 주고 뭐 제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맞아. 조금 내가 아쉬웠던 점도 본인이 알아서 조금씩 음, 수정해서 오고 맞아요. 또 보컬 수정을 또 본인이 직접 해요. 그럼 제가 할 일이 많이 줄어요. <laughs> 엄청 많이 줄었지. 네, 엄청 많이 줄어요. 그게 할 일이 줄었다는 게 시간적으로 정말 네. 큰 거예요. 정말. 그러 본인도 그러니까. 지금 결론 나도까지 슬퍼가 많다고 지금 말하, <laughs>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. 너의 사리 사육을 위해서 되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전 사리 사육 본인이 막 대의를 위해서 위한 것 마냥 말씀을 하세요. 그럼 아니야? 네. 나 낚인 거 아니지? 낚여온 <laughs> 거 아니야? 네.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뭐 있어 그래서 음원 이런 거 들었을 때 너무 설렜고 음, 음. 빨리 같이 작업 한번 해보고 싶었고 음, 물어봤던 게 뭐 어떤 거 어떤 거 할 줄 아냐 그랬는데 뭐 물어보는 것마다 다 할 줄 안돼요 저는 막 딱 그런 거 듣자마자 아 우리 밴드로 어떻게 막 같이 재밌게 해보지?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여기랑은 조금 방향이 달라요 저는 우리 밴드를 위해서 여긴 철저하게 본인을 위해서 좀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<laughs> 달라달라잖아 여기는 개인 작업 맡겼어 그치 나는 그러니까 개인 작업 거지. 안, 안 아니 저도 보이드 그거 이제 저도 수익 창, 출했잖아요 더 말 더듬어봐요 <laughs> 아니 저도 보이 수익 창출 됐어 안 됐어 됐지 그치 됐지 대의를 위한 거죠 저도 어... 오 그러셨어요? 사실 그때 로빈 씨가 좀 늦게 왔어요. 늦게 와가지고 저는 로빈 씨랑 밴드를 여태 하면서 사람 눈치 보는 걸 처음 봤어요. 진짜 눈치 안 보는 어. 성격인데 그날 이제 늦어가지고 어. <laughs> 처음에 엄청 눈치를 보는 거야. 딱 만나는 날에 늦는 게 참 첫 만남부터 되게 안 좋은 인식 바뀔까봐 음. 좀 그렇더라고요.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눠봤는데 나에 대해서 어. 좀 어, 많이 어색함을 느끼고 있구나 낯을 많이 가리고 있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2대1이었잖아요 그치 나 도망갈 수가 없었어 아 근데 달리기 빨라 <laughs> 너무 나만 나쁜 얘기 한것 같은데 아뭐 아, 어찌됐던 간에 세 명은 그 좋았다. 어, 좋았다. 쓸모 좋았다. 있었다라는 어. 이제 어, 쓸모 있었다? 그 니아님이 우리 음. 원래 노래를 다 지금 다시 음, 부르고 그치, 있다고 리메이크 작업이지 어떻게 보면 음. 네. 지금 뭐 거의 일주일에 한두 곡씩 저희 여태까지 레코딩했던 것들 보컬 트랙만 전부 녹음을 해서 보내주고 있어요 퀄리티 있게 내보내기 위해 믹싱이란 작업을 좀 하고 있고 저희 뭐 라이브 테스 레말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거 위주로 먼저 작업을 한 다음에 합주도 이제 바로 음, 음. 음. 즉시 들어가려고 음. 네 계획에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지금 거의 다 작업이 끝났죠? 네 맞아요. 작업이. 네. 지금 근데 이제 노래를 계속 녹음을 다 했잖아요. 네. 전곡을 불러보니까 어때요? 곡들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<clears throat> 네, 일단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우선은 되게 곡들이 너무 좋은데 일단 제가 지금 당장에 뭔가 제 스스로도 일단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소화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. 네,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저도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음, 음.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음. 네. 뭐 노래 부를 때 재밌어요? 저희 거? 분명히 많잖아요. 리체이터를 하는 느낌이에요. 아, 아 그런데 아, 곡이 음. 굉장히 템포가 일단은 거의 많은 곡들이 빠르잖아요. 음. 그래서 뭐랄까 좀 약간 속도감 있는 레이싱 음. 게임 하는 그런 느낌도 음. 들고 좀 신나는 것 같아요. 저도 빠른 템포를 굉장히 좋아해서 또 댄스곡 같은 것도 제가 많이 불렀기 때문에 빠른 템포도 되게 좋아합니다. 아 그럼요 네. 아이돌 출신이신데 댄스곡 같은 거 되게 많이 부르셨겠죠 아 네, 그럼요 그럼요 하지 마세요 예. 그게 작업이 되면 그러면 뭐 어디에 올라오는 건가요 이게? 유튜브에 음... 니아 버전 해서 음, 음, 음, 저희 앨범별로 좀 수록을 할까 생각을 아 하고 있어요 저희 새로운 보컬의 버전도 되게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음. 들기 때문에 음. 이제 업로드 계획에 있습니다 팬분들이나 저희도 이제 독해주시는 분들은 들어오진 않았지만 저희는 이제 다 노래를 작업을 하면서 이제 노래하는 걸 들어봤는데 일단 스피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달력이 정말 가사 전달력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음색 자체가 낮은 것 같으면서 그렇게 또 낮은 음도 아니고 음, 음, 그렇다고 해서 음. 높은 약간 미성도 아니고 은근히 약간 약간 섹시한 보이스를 갖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들이 뭐 지금 이번에 나온 앨범 노래들을 보면 약간 쎄한 느낌이 있는데 그, 그 뉘앙스랑 또 되게 잘 음. 어우러지더라고요. 다 잠은 그만큼의 아린 씁쓸함으로 내 현실을 두드리고 이제 잊고 있던 작은 따스함 처음에 보이드는 뭔가 좀 더 대중적으로 다가가고 싶었어요. 음.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상 그러니까 다들 알겠지만 좀 매니악했잖아요. 매니악. 이 아니죠. 아주 음. 음, 매니악이었지. 아, 뭐, 예, 그쵸. 많이 매니악하고 그러니까 이쪽 장르에 있어서는 뭐 그렇겠지만 강력했죠. 네, 강력하고 근데 이제 대중적으로 음. 알려면 조금 더 네, 좀 약간 말랑말랑하고 말랑말랑하고 네. 네. 중요하기 때문에 네. 그러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 호소력 있는 음. 그런 보컬을 좀 보고 있었는데 딱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래 아카식 때 앨범이 좀 너무 딥하지 않고 좀 깔끔한 의도를 많이 음. 원했는데 음. 뭐 그건 보컬 성향이니까 뭐 저희가 뭐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레코딩을 진행을 했던 거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주제랑 좀 더 근접해진 것 같아서 음.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좀 어떤 것 같아요? 본인이 느끼기에 좀 걱정되는 거 있어요? 걱정되 네, 저는 근데 원래 걱정이나 후회를 안 타입이라서 <laughs> 전혀 네. 전혀 뭐 네. 오히려 저는 좋다고 네. 느끼기 때문에 네. 팀 내에서 말했던 거지만 대중적으로 다가오셨다말했었고 근데 그게 뭐 악기나 다른 편곡 이될 수도 있겠지만 어, 제일 중요한 건 보컬이기 때문에 보컬이 이제 지금 대중적인 보컬이 들어옴으로써 저희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는 더 부합하지 않나 라는 음. 생각이 들 뿐 걱정은 전 전혀 없습니다 아... 로빈 씨는 그럼 네. 뭐 걱정 같은 건 없나요? 저는 전혀 걱정이 없죠 음, 음. 아유 뭐 춤도 잘 춰, 코러스도 잘 싸, 래퍼딩도 돼. 저 잘못했어요. 어. 뭐 걱정될 게 전혀 없어요. 알아서 잘 해주고 네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. 음. 네 너무 좋아요. 음... 너무 기대도 많이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제가 이제 처음 연락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제이락이라든지 락 아니면 메탈 그쪽 씬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찾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 뭔가 좀 되게 많이 소비가 됐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후에 나올 곡들이 아마 색깔이 많이 바뀔 것 같기도 해요 니아 씨도 작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섞인다면 어, 정말 좋은 곡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좀 했었었죠 뭐 어. 곡도 그러고 앞으로 이제 공연 할 때도 좀 더 많은 음, 음, 퍼포먼스를 음, 음, 음, 보여줄 맞아, 수 맞아. 있지 않을까 뭐 앞으로 공연 계획 같은 거뭐 생각하신 게 있나요? 장비를 정지합니다. 없어? <laughs> 으로 이제 공연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준비 과정은 거의 한 퍼센트율로 봤을 때 한 70% 정도는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실질적인 합주 그리고 뭐 이런 무대 퍼포먼스 같은 거를 이제 조금씩 다시 수정을 하면서 음. 어, 해야 되고 사실 저희가 지금 상황이 이제 <clears throat> 저희는 정규 앨범 냈기 때문에 음. 이제 정기 앨범 쇼케이스를 크게 열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 사실 끝날 기미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한 내년 10월쯤이래요 일단은 전에 온라인 공연을 한번 해야 되나 그런 음. 생각도 저희끼리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장소 섭외라든지 뭐 이제 온라인으로 좀 그래도 다른 밴드들도 온라인 공연을 하는 걸 봤는데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공연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좋은 퀄리티로 해서 송출을 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요 괜찮은 공연장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연락 네, 주세요 연락 주세요 음. 음. 언제든 뭐 <laughs> 환영입니다 음. 뭔가 되게 이,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밴드의 계획을 듣고 뭐 몰랐던 할 수도 있고 거의... 단톡방을 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마무리 해야 될 것같아 네, 네. 어. 마지막으로 음. 우리 보이드 저 같은 경우도 보이드 들었을 때 약간 신고식 같은 걸 뭘 했었잖아요 했었어요 그런 거? 음. 경찰에 신고했나? 준비한 거 있나요? 개인기? 제가 춤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 성대모사 하나 있지 않아요? 아니 뭐 뭐가 뭘 저, 저한테 뭘 원하세요? <laughs> 뭘? 그래도 보컬이니까 뭐. 장소가 좀 협소해서 춤추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뭐, 갈매기 우는 소리나 좀 들려. 어, 어. 네 이상 <laughs> 네, 네, 되게 네. 재미없는 보컬 리아였습니다. 사랑한다는 그말 아껴둘 걸 그랬죠 이젠 어떻게 내맘 표현해야 하나